괜찮아요? 지금 다시 괜찮나? 뒤에 <laughs> 지금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어 막걸리 마구리 뭐야 여 어. 인사할래? 인사할래? <laughs> 인사할래? 빨리 지금 방금 시작했다고 너가 이럴 타이밍이 없다고 어 오케이 여러분 어, 예상치 못한 어, 아 소개가 필요 없다. Let's go. 아제제 아들의 미앱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어 대갈 대갈 아버지 그 다, 대갈 대갈은 괜찮 잘 있어요? 아아 아, 친누나? 너 어, 누나 아내 여동생이라 하지 않았어? 어떤 친여동생이 <laughs> 뭐야 네가 뭐를 어떻게 <laughs> 어네 동생 괜찮 괜찮 괜찮아 잘 있어 알겠어 아, 이제 너무 너무 어. 걱정하면 와도 되고 어, 어 알겠어 어 알겠어 일단은 나, 바, 나 나도 아직 그 시진이랑 <laughs> 얘기를 아예 안 했거든 그니까 어. 기다려봐 시진이 기다려봐요 네. 나 어야 괜찮은데 나 나 저녁은 안 먹었지 아 전혀 안 먹었어. 어. 빨리 먹어. 아 너도. 아빠가 밥 해줘? <laughs> 어. 그 그 계랑 그거 해줘. 파랑. 알았어. 어, 그 철러가 진 어, 아무튼 어 일단 끊어. 알았어. 시이랑 얘기해. 어, 막 인사 인사해 인사 빠이빠이 인사해. 어, 빠이빠이. <laughs> 빠이. 오케이. 아, 우리 시간 뺏겼어요, 여러분. 아, 아무튼 음. 뭐 얘기할지? 아, 어, 아 철러가 아무튼 그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 우리가 같이 식당을 갔는데 아 이거 갑자기 철러 얘기가 되는데 <laughs> 어, 그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뭔가 중국식 어 식당이었는데 막 계란과 파랑 뭔가 좀 잘 조화가 된 그런 디시였는데 내가 이거 되게 맛있다고 했었었는데 철러 집에 갔더니 철러 집에서도 그게 본인이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맛있게 많이 먹었어 암튼 오마이갓 oh 약간 지금 첫 오마이갓 oh 약간 스텝이 좀 꼬였는데 음, 뭐 얘기하라 했지? 아아그 <laughs> 버블로 오신 분 버블로 버블로 오신 분 계신가요? 더블로 오신 분 하이파이브 야, 음, 아무튼 그냥 사실 어, I don't understand Korean. Um, was I speaking in Korean? Um, actually, yeah. Um, it's good to see you guys. Uh, it's been a while. Um, I really had time today. You know, I just wanted to, you know, show my uh, appearance, I guess, to you guys. Um, cause we haven't for a while, so yeah, yeah. Oh, uh, okay. Um. Hmm. I'm having an online class right now. 근데 진짜 뭔가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 어떤 기분일지 뭔가 좀,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저살 빠졌어요? 살 빠졌나? 아, 왜? 오케이. Is the lighting okay? alright alright alright alright 마크야 드림 컴백 언제더라? 드림 컴백해요? <laughs> 음 강의 켜놓기만 하고 마크 봐잘했어아 <laughs> 아닌데 이건 아닌데 Um, 아무튼 um, 사실 uh, I know it's a Tuesday, or actually it might be a different day for you guys, or for for a lot of you guys actually. But um, I just I don't know. Like I always try to find the right time and to do stuff like this so that we can you know have like the best time for for the both of us. Uh, but uh, today I just you know spontane like spontaneity. I don't know if that's yeah. I think that's how um that's I think that's how you say it. Um, but anyways, yeah. So, um, if you're in class, I guess I'm sorry. Um, but you know, you can always replay it, I guess. Alright, whatever. Um, 그렇고 그렇고 어 화요일인데 어, 뭔가 뭔가 가장 베스트 서로를 위한 베스트 시간을 생각하고 이런 막 비앱 같은 거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뭔가 어 그냥 즉흥으로 좀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얼굴 얼굴 얼굴 제 얼굴 까먹으실까봐 yeah um, um, 캡처 타임 주세요 마크야 나 대가리인데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뭐였더라? 그건 대가리만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몰라요 <laughs> 드림 컴백해요 근데? 왜 다들 컴백 얘기하지? 그리고 드림이 요즘은 막 뭔가 그 막 연구 연구 그런 그 컨텐츠 저 이제 그거 보신 분 그거 보신 분 그거 보신 분 야야야 야, 야,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드림 연구 연구소 예예예 예, 예. 자컨 자컨 연기하지 마 <laughs> 내일 컴백하나? 아무튼 그 연구소에서 저 그 약간 마피아 어 어쨌든 나랑 지성이 범인 범인이었는데 너무 티났죠. 나도 제 방을 다 못 봤던 것 같은데. 너무 티났죠? 아 물론 아 티났어요? 아 사실 아니 사실 뭐 어떻게 정확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성이가 너무 빨리 처음에 그 유령이 돼가지고 뭔가 아 Mark, can you sing blue jeans? But um, I'm not wearing blue jeans, yo. I'm wearing I'm wearing gray jeans. I'm sorry. Um, what's your TMI? Um, I had recording today actually. Um, this is a secret, or um, well, it's pretty much a TMI. Yeah, I had recording today. I came right after. I came right after. Um, yeah. 맨진논노 너무 멋져요 아 알겠다 고자이마스 혼돈이 알겠다 고자이마스 뭔가 일본도 너무 안 간지 오래됐네요 어 맨지논노의 얘기를 또어 오늘 뭔가 여러분들이 MC인데요? 약간? 괜찮은데요? 어 아무튼 맨지논노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어 맨지논노 그때 되게 좀 추웠어요 그리고 그때 어 그때 뭔가 우리도 우리, 그때 촬영이 진짜 많았어요. 그 그날에 막차도 별의 약간 어 개별마다 막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막 저희 일본 틱톡에 막그 밸런타인스데이 이거 뭐 그런 틱톡도 그날에 다 찍은 거고 막 옷도 많이 갈아입고 그런 날에 그런 날이었는데 뭔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스 야스. 아하 아하. うんうん맨주는노맨주는 그때랑 머리가 또 다르죠 좀 머리 색깔이 약간 blonde gold 됐어요 해찬 is going to marry 대갈 Are you willing? 와 해찬이가 대갈이랑 결혼한대요? 어, 아버지랑 얘기했대요? 아, 아, 좀 그랬다 음, 대가리랑 결혼을 한다면 해찬이가 아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해찬이랑 브라더 약간 브라더 인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좀 안돼안 되는데 브라더인라가 <laughs> 한국말로 뭐였더라? 브라더인라 아. 음. 철러는 좋아할 듯. 아, 글쎄요. 좀, 좀. 근데 철러 의견보다 여동생, 약간, 어, 저는 여동생, 아, 뭐. 약간 아버지 하... 약간 친오빠의 의견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um, 아 처님? 뭐죠? 처남 처남이랑 매형 그렇군 Wait, why do you guys want me to sing blue jeans? I'm not wearing blue jeans. I know it's a song, but Wait, it's a song? But I'm not wearing blue jeans. If you read my comment, I will do my homework right now. Get to it. Uh, uh, uh. My favorite Frank Ocean song? Um, Frank Ocean, like, uh, he hasn't come out, yo. Um, I bet, I bet this goes for all the Frank Ocean fans in the world. Like, we're all, I feel like, um, all the Frank Ocean fans are probably, like, very, like, united because all we can do is wait. um, but anyways, yeah. Um, I am currently well. I mean, I'm just you know backtracking to all of his last like his previous projects. You know, like Blonde and everything. So yeah. 뭐라고요? B B 처리? B B 처리? What? did you say that was censored? 아, for the 아, 근데 나 궁금했던 게 여러분들은 자컨 막 자체 저희 컨, 자체 컨텐츠 되게 많잖아요. 그 자체 컨텐츠는 막 어때요? 솔직히. 자체 컨텐츠 재미 약간 팬 시즈니 분들 약간 어떤 작, 작컨을 좋아하는지가 좀 궁금하다 너무 재밌어 예. 아 왜냐면 저희도 사실 막 어, 얘기를 해주자면 작컨 같은 거 찍을 때 저희도 정말 점점 작컨의 스케일이 약간 커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진짜 시즌이 이런 거 좋아하겠지? 약간 진짜 우리 우리도 뭐그 찍으면서 막 이번에 드림앤드리랑도 찍고 일리치 형이랑도 찍으면 뭔가 그래서 시즌이 진짜 좋아하겠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은 일단 막 보통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게임 할 때 보통 예를 들면 일단 1, 2, 7에서는 일단 진짜 약간 게임 솔직히 막말로 뭔가 저희 아홉 뭔가 117 전원이 다 같이 게임하는 날이 은근 우리도 평소에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컨으로 인해 많이 게임을 하다 보면 진짜 웃길 때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막 예를 들면 막 정우나 막 진짜 아무튼 아 그냥 저희도 아무튼 되게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만큼 재밌나 성찬 MC 봤어요? 어 그 아예 그 일요일 그 인기가요 방송은 못 봤지만 그래도 많이 짤로 봤어요. 천천히 많이 응원해주세요. 기회 쓰고 다니 수익 이준근님 클래식 음 반응했지 음아뭐 그리고 아 그래서 네 작컨 작컨 작컨 나오는 거 기다리는 맛으로 살아. 역시 시진이 시진이 시, 아나타와 시진이 데스 저도 저도 시진이 데스 아니 저는 약간 우리 멤버들이 어 진짜 약간 난 약간 뭔가 우리 멤버들에 대한 든든한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와, 진짜 재밌는 우리 형들은 우리 멤버들은 진짜 재밌다 난 그래서 솔직히 뭔가 나는 약간 웃는 거를 참을 수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마음껏 늘 웃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정우는 약간 진짜 살면서 이렇게 웃긴 사람을 친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한 적 있어요 좋은 거죠? Yes, yes 나는 너희 다 같이 수학에 아 넘어갔다 어 나는 당신의 콘서트가 그립습니다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또 새로운 투어를 또 준비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막 1, 2, 7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시국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엄청 열심히 막 그때 저랑 태용이 형은 또 슈퍼엠 연습 슈퍼엠 활동도 막 하고 해외도 많이 다니고 음. 그랬어가지고 뭐 어, 그걸 동시에 그 콘서트 막 그 투어를 또 준비하는 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진짜 막 오히려 어느 정도 걱정이냐면 뭔가 하면 100% 틀릴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정도로 진짜 생각했고 막 다른 멤버들은 이미 배워놓은 안무마저도 저랑 태웅이 형 막 아예 못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약간 시기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근데 아 근데 뭔가 계속 취소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 뭐 약간 진짜 모든 게 약간 뭐 약간 모든 게 틀어져 틀어졌죠 그래서 뭔가 지금 와서는 뭔가 힘들 뭔가 그때보다도 더 힘들어 되니까 그래도 뭔가 하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음. 뭐 그게 작년 땡 땡. What episode are you in Penthouse? Uh, I don't watch Penthouse. Um, I think I'm pretty sure 도영 watches Penthouse. 네, 도영은 펜터스. 아 진짜 웃겼던 게 도영이 형막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펜타우스가 이번에 또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근데 동현 형은 진짜 그거가 형의 낙이더라고요 패천이도 그랬던 것 같고 다음 달 왜? 왜? 왜? 다음 달 마크 아 넘어갔어요 음... 음... what color is your ring? This is the ring that uh that the dream that we all, you know, the dreamies have. Yeah. Um 그렇습니다. 어 아마 작컨도 더 나올 작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음. 근데 진짜 막 학원이나 아니면 뭔가 진짜로 막 많은 분들이 저 사실 막 아까도 그 버블에 어 사실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저도 약간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거든요 너무 화요일이기도 하고 뭔가 지금 지금 6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괜찮나 싶어서 한번 그냥 뭐해요 하고 막 막, 막 바빠요 이렇게까지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진짜 학원이나 이렇게 수업 중일 때 뭔가 저희 멤버들이나 뭔가 제가 이렇게 비앱이나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막 몰래 보는 거예요 약간 같은 느낌 약간 그것도 뭔가 스릴 이 있다 시험 시험 영어 듣기 평가 학원을 째야지 아무튼 음, 무조건 회사에서도 몰래 보는 걸 감동 아 좋은 건가? 아 어렵다 뭔가 아 어렵네 아, 방금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c o n t r o v 요즘 저 요즘 뭐해? 요즘 그냥 진짜 막 좀 그냥 뭔가 계속 늘 뭔가 음악 듣고 쓸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Yes. We miss your poems. I mean, they're not technically poems, I guess. Or I don't even know. Yeah, yo, um, um, I actually didn't know how you guys would have thought about my writings and stuff that I post like I was actually kind of, you know, I went on and off with uh, whether I should do it or not. Um, but thanks for for the support, for real, yeah. Um, it wa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I wanted to start Instagram too. This is actually something that I never said out loud. Yeah. Um, I don't know. I just wanted to have something that I could like release or upload my writing. I don't know, like it's kind of different from writing lyrics and stuff. So, yeah. But yeah, for real, thank you, thank you guys. Insta, Insta, Insta, on your, on your, on your mark, on your, on your mark. 괜찮아요, 여러분? On your mark. 두둠 두둠 두둠 두둠 두둠 두둠. On your mark 파란 색 괜찮아요? 에이 사실 나도 이거 안 입은지 산지는 한 1년 된것 같은데 1년 넘었나? 파란색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뭔가 그그 그 아이폰에 있는 파란색 하트도 뭔가 그 파란색 진짜 예쁜 것 같아 예 yeah. Can you sing my everything? 그 You're my Dang 나나나나 어 내겐 아 아니 아니 Dang um, My everything 노래 진짜 좋은데 막상 너무 약간 안 들었다 약간 안 들은 지 오래됐다 근데 진짜 좋아요 제가 한번 My Everything을 뭔가 그냥 보면서 약간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었는데 제 진짜 침대에서 혼자서 뭔가 예전에 사진 속에 있던 사진들 그냥 되게 오래된 막 2년도 되고 막 그냥 옛날 된 사진들을 보면서 My Everything을 저 원래 그냥 혼자 있을 그 그냥 노래를 그냥 항상 그냥 틀어놓긴 하거든요 근데 My Everything이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거부터 오케이 아무튼 My Everything이 나오고 이제 그냥 예전 사진 그냥 그냥 뭔가 할 거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뭔가 그냥 사진 보는데 뭔가 뭔가 울컥했어 은근 My Everything이 그런 My Everything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그런 옛 추억이 떠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예. 그렇습니다. 마크야 인스타 소개 새싹 시즌이야? Of course. That's right. Um, 뭔가 그 새싹 옆에 어 아기 치타 약간 제 상징 그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아무튼 네, 했는데 그게 뭔가 그 다 이게 올려놓고 다음 날에 보니까 뭔가 어, 호랑이인가 그래서 뭔가 순간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그 호랑 그 캐릭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휴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저안 그래도 오늘 오늘도 올릴까 합니다 In, on your mark 인스타그램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드림 컴백할 때 무대로 한 번 더 꼭 해줘 부탁이야 드림이 컴백하는구나 우와 빰빰 빠바밤 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 빠밤 아니 드림 진짜 뭔가 뭔가 진짜 뭔가 애들이 아 그 드림을 드림 화보는 괜찮았어요? 그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드림 드리미 드리미들 드리미 드리미 드리미 귀여워 음, 와 생각보다 아무튼 와 생각보다 말을 되게 많이 했다 후 휴. 되게 예상치 못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음, 이제 슬슬 아닌가? 슬슬 아, 아 슬슬 드림 컴백 단독 기사 났어 마쿠야 왜? 헤 진짜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갈 각 잡지 마세요 이마크씨 <laughs> 드림 컴백 티. 아이 거짓말이셨구나. 티저가 어디 떴어요? 그건 좀 그건 좀 심했다. 아. 에이 설마 제가 그 정도로는 알고 보니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뭐? 뭐? 뭐? 아무튼 음, 마꾸리 마크 오늘 진짜 내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뭔가 MC는 시즌이 게스트는 마쿠리 마크 아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어 음, 아무튼 이따가 어 on your on your on your mark 어 올려 보려고 하고 있긴 해요 올 올릴 예정입니다. 하하하. That's right. That's right. 지금 미리 사진을 보여줄까? 그건 좀 아닌가? 그건 좀 아닌가? 아 왜냐면 은근 인스타그램 뭔가 사진 찍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 You know what it is. 아하, 아하, 아. 사진 미리 보여줄까? 진짜로? 갑자기 하고 싶다. 사진 미리 보여주고 싶다. 뭔가. 음, 진짜로? 진짜? 어, 음. 보여줄까? 음... 음... 진짜 보여줄까? 진짜 진짜 어,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근데 뭔가 저는 아 갑자기 못하겠어. 아 오케이 그래도 저는 뭔가 그냥 뭔가 뭔가 뭔가 아 모르, 모르겠어요 뭔가 잘 나온 사진이라기보다 그냥 뭔가 좀 잘 나온 뭔가 그 정석에 잘 나왔다를 뭔가 추구하기보다 그냥 뭔가 어? 오어 이런 오 느낌 이런 걸 더 뭔가 추구하고 싶어서 좀 다 좋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장한 장 하나 생각 alright um 음. 진짜로 진짜 보여줄까? 저는 뭔가 막 저는 뭔가 이런 거 이런 거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냥 막 주르르 어안 보여 왜 What? Wait, what? 안 보였나? 아, 잘 안 보였네. It's kinda, it's like bright, yo. 아, 약간 농긴, 용기 내서 나름 보여줬는데. 음, 아무튼,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음, um, 어, 신이. 시즌이 되게 뭔가 부를 때 부를 때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이름이네요 시즌이 어, 오늘 MC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um, Thank you for having me on your show Yeah, um, 예, 어, thank you 시즌이 uh, 어, um, 음, 너무 오케이 okay, 아무튼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만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댓글을 못 보겠다 뭔가 좀 아, 가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진짜 오늘 어 뭔가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면 힘들게 오신 거잖아요 이 화요일 이브닝 um, 음, 감사합니다 for real um, 음. I'll try my best to come here more often, I guess, you know. I think this is the best way we can stay close, you know. We're losing all of our connections, yo, like direct connection. We're losing it. I can't even imagine being on stage anymore with like all of you guys around us. It's kind of sad, but um, we shouldn't, we shouldn't let, you know, we shouldn't let negativity break us down or like we shouldn't let negativity become the main um, like vibe for for what we have you know wow that kind of came out wrong or weird but you know yeah i really mean it so um thank you guys for coming i'll uh, see you guys again yo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진짜 가보겠습니다 Alright, 진짜 갈게요. 진짜 가요. 감사합니다. 그 만약에 만약에 그 학원에서 보다가 아뭐 회사에서 보다가 그 boss 아니면 그 상사 아니면 뭔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제가 한번 음. 아 방금 약간 무리수 던질 뻔했다 근데 만약에 걸리면 선생님이 너무 혼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도 안 걸리 안 걸리 안 걸리셨을 것 같아 아무튼 고마워요 그래도 바이 투